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! 오늘은 2리터 원샷을 위해서 2리터 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마실 음료수는 1.5리터 하나 300ml 두 개 그러면 총 2.1리터가 되겠죠? 그러면 설명 없이 원샷해 보겠습니다 척!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척!